こんにちは日本から来ましたまゆです手術希望の部位はとりあえず鼻が昔からコンプレックスだったので鼻をもうちょっとスリムな鼻にして高くしてこの横の顔がまだ自信がないのでともうちょっと顔を女性らしくして綺麗な女性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手術が初めてなのですごい緊張しているんですけど と手術後に綺麗になった顔でもう一度皆さんの前に現れたいと思います頑張るぞ <laughs> え、ブクブクってどいすればいいです <laughs> 몇째 맞아 이래 시간에 사겠 지방 이식 이쪽을 하는데 허벅지에서 이제 네. 을 거고 우선 여기 조금 음.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보면 좀 좁게 앞모습 한번 보시면 올라가면 이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면 조금 괜찮아지는 거고 네. 여기 부분을 해당하 만큼은 올라가게 올라가고 얘는 너무 많지는 않고요 피부가 어떻게 보면 매부 리는 데가 좀 얇거든요 음. 네. 조금은 깎이는 깎는 거예요 음. 2, 3mm 정도 생각하시고 음. 이불에 조금 할 거고요 음. 신신우에는 칠담배, 컨디션 조절이 좀 더, 칠담배 그리고 한 달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를 대칭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넓어 보이는 걸 조금 좁게 하는 거기 아. 때문에 아. 네, 거울 보시면 요쪽은 이미 좀 좁아 보여요. 여기는 좀 넓어 보이죠. 음, 네. 아, 얼굴이 반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점은 코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바랬을때 코가 안 커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좀 좁아지면 코가 좀날신해 보이거든요. 어. 음, 음. 얘가 문제. 얘는 사실 뼈가 아니거든요. 음. 연골 부분인 거고 뼈는 연골인 거고. 그냥 피부인 거예요. 예, 예, 요걸 약간 쪼이면서 연골. 아, 쪼이기만 하면 너무 요렇게 되니까 이거 아까 부드럽게 조금 모으면서 요렇게 업하면서 쭉좁는 거예요. 네. 음. 다르죠? 부탁드립니다.頑張っていってらっしゃい。バイバイ。バイバイ。you